엑시아입니다. 오늘부터 진행하게 될 엑시아의 10분 강의 금일의 주제는 추세선입니다. 추세선 추세선은 두 개 이상의 가격 피벗 포인트 사이에서 선을 그릴 수 있을 때 형성되게 됩니다. 추세선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분석의 도구이며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.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요. 추세선을 작도할 때는 전략과 일치하는 시간 구간대, 즉 time frame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장기 trader는 보통은 로그 스케일로 표시된 차트가 정확한 추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. 본인이 어떤 시간 구간대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상승 추세전 인근의 지지 또는 하락 추세선 인근의 저항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추세선은 추세선에서 멀어진 가격은 다시 돌아올 경우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보, 배워보기로 합시다. 음, 보시다시피 추세선은 두피버 포인트, 즉 하락하고 있을 때는 두 개의 고점이 나오면 두 개의 고점이 형성되면 하락 추세선을,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고 상승 시에는 두 개의 저점 간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. 어, 상승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새로운 고점이 형성이 되었죠.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세선, 하락 추세선이죠.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하였습니다. 파란색으로 바꾸고 파란색 네,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? 이 하락 추세선을 이 멀어졌을 경우에 다시 하락 추세선 인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하락 추세선 인근에서는 재차 저항을 받을 것이다. 또는 반대의 생각이라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하락이 음, 약해질 것이다 라고선 생각할 수 있겠죠 네,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가격이 추세선 돌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하락하던 추세, 즉 이 하락 추세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수평 상태까지 간다면 이건 하락이 아니겠죠.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하락인데 분명히 하락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추세가 바뀌는지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더 이상 하락 추세를 작도할 수 없을 때까지 상승이 이어져야지 될 겁니다. 지금 현재는 고점을 만들고 다시 추세 안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승 추세를 이탈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작은 파동의 상승이 이어가려면 이 상승 파동이 결국에는 아,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선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동일선상에 동일선상에 이와 같은 트렌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안 되었겠죠. 여기요.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. 다시 해석을 한다면 시작했던 새로 만든 저점이 보다 낮아지는 저점으로 이어졌다 라는 것은 우생향하지 못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낮추는 모습은 추세 전환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추세가 작동가될 겁니다 이런 추세를 또 작도할 수 있겠죠. 첫 번째 추세선, 두 번째 추세선, 조금 더 이어볼까요? 첫 번째 추세선은 아직도 유효한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유효한 걸로 보이지만 이내 돌파를 이루었고요. 두 번째 추세선 역시 돌파를 하였습니다. 그럼 같은 관점에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와 같은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될 것이고 최소한 저점을 유지해주는 상승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. 네. 추세는 이탈을 하였고요.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였고요. 상승 추세선은 다시 작도를 할 수 있겠죠? 다시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내 다시 그 추세를 이탈하였고요. 마지막으로 최종 상승 트렌드의 마지막 선이죠. 수평 라인은 수평 라인까지 이탈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하락은 유지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건 세 번째 하락 트렌드가 되겠네요 이 세 번째 하락 트렌드를 언제 돌파하는지 돌파에 실패하였고요. 돌파에 실패하였습니다. 실패하였고요. 결과적으로이 마지막 3번 트렌드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할 겁니다. 네. 그러면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와 같은 마지막 선이죠. 상승 트렌드가 유효할 것이고요.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울기가 가파른 가파른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내 이와 같은 트렌드는 이탈을 하였고요. 이탈을 하였고 이 작은 시간대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이단기간에 구간에서도 추세를 이탈하였고 마지막 선인 이 저점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한 저점을 유지를 해 주어야 되겠죠. 비로소 이 저점이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상승 트렌드가 발생하였습니다. 다시 말하면 고점을 낮추던 파동에서 동일선상에 고점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저점을 새로 높이는 파동이 발생하였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하이, 로 고점을 새로 높이는 이 지점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추세는 가변적이며 어느 한 일정한 추세에서도 새로운 메이저 추세들이 발생하게 되고 메이저 추세를 이탈하였을 경우에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상승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선 보다 높은 타임프레임에선 이와 같은 고점을 넘는 파동이 발생해야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